실력 개쩌네 아 계단 계단 계단 네. 내려왔어 내려왔어 죄송합니다. 다시 올라가 어, 뭐야 그거 뭐 조피아가 멈춰있어 나만 와 실버 괜찮다. Op 4, last operator standing. Keep on going. Enemy drone dropping for scan. 나너 뒤지자. 이점 아니 왜 말해? 쪽팔리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말했어? 아 능력이 차 있었구나. 아, 알았어. 디퓨저 다운인데? 야 네, 여기 있어요. 와 아, 아, 어, 아이템 있어. 아 미쳤다. 고핑 나겠다. 어디야? 거실. 거실 1번. 라이브러리 들어왔다는데? 중수로 한번 아니야 쟤 P70이잖아 빌렸죠? 빌렸죠? 그중 이거 쫄쫄쫄? Enemy scan incoming, starting the clock. Exposed. Friendly is victorious. Hostile eliminated.